이리 이리 일로와 페퍼 이리 왜? 일로와 이리 어? 이리와 어? 이리와 어? 아 이리와 <laughs> 왜 그래? 이리 와. 어, 너, 어? 어디서? 어디? 어디? 왜 그래? 왜 그래? 이리. 어디서? 어디서? 어디? 어디? 갖고 오세요. 이리. 어디 있어? 이리 오세요. 잠깐만 찾아볼게 언니 어. 여기 있다 아. 아. 삐삐가 아, 여기 있어 어. 삐삐가 여기 있는데 Stop.